사이드 잘하는데? 옛날에 했던 거 아시죠 이거? 네네 있어서 제가 디자인을 짜드릴 거고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이두 운동할 때 이렇게 운동하는 거와 네. 이렇게 운동하면 차이가 있다 그러죠 네네네 그게 신체 자각인데 네. 얘네가 나중에 뒷다리를 갔었을 때도 그러니까 요거예 자기가 자각해서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완전 쉐이프인데 말 없이 오, 방금 잘하네. 무어를 잡고 제가 빼요. 내놔. 네, 네. 아, 이게 뭔가 RM이 조금 짧아. 뒷다리. 네, 뒷다리. 뒷다리 되게 작네. 이거, 이거 목공 늘릴 거예요. 그래서 그 가동 범위 늘려주는 운동들 많이 해줘야 돼요. <laughs> cavaletti 같은 경우는 원래 말 트레이닝에서도 많이 써요. 아, 왜냐면 평균 네. 부분을 계속 펴주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xtension 됐다가 flexion 되는데 가동 범위가 짧았던 애들은 소리가 나요. 음. 확실히 잡아, 좁아. 확실히 턱습도 어, 많이 좁 많이 늘려야겠다. 백업 하는 것까지 알려줄 거예요. 네. 아범은 말 그대로 앞다리만 올라오는 거고 백업 같은 말 그대로 뒷다리만 올라오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거의 아무런 큐를 주지 않을 거고 스스로 좀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먼저 해보는 거야? 해보 먼저 해보는 거예요? 먼저 해보고 있어? 그래서 타겟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시켜주는 건데 음. 얼마나 지금 배포가 잘하는지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fitness에서도 mind fitness라고 좀 머리를 쓰는 작업이에요. 오. 우리가 몸으로 하는 좀 전에 했던 기본 floor 동작 같은 경우는 physical fitness. 음. 네, 잘하죠? 네. 어디까지 좀 머리를 쓰는지 한번 잘 지켜볼 거예요. 오 방금 같은 건 아이가 옆으로 올라가는데 사이드에 대한 자각도가 조금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페퍼가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laughs> 오 nice. 그렇지 오 이게 멜로이에요 지금 올라온 거예요 지금 아 nice. 우와 그렇지 잘하네 오 진짜 잘한다 어머 어머 페 어려운 거 되게 많이 할 수 있어 우와. 아, 프리. 아, 잘했어. 왼, 그렇지. 오, 그렇지. 왼, 그렇지. 오, 아, 나이스. 아. 경우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좌우 밸런스가 오. 어. 움직임이 엄청 예민해요